아 오늘 곱창 하면 또 소주잖아요 근데 또 매운 거랑 소주도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엽기 떡볶이에 곱창을 같이 딱 준비를 했는데 아주 맛있는 숙취 해소제가 있어요 바로 레디큐 프로랑 레디큐 츄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같이 먹고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컵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대요 그게 강황에서 추출된 건데 몸에 엄청 좋다고 합니다 근데 100억셀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는 레디큐 프로가 출시가 됐어요 그러면은 장 트러블이나 이런 데도 도움이 분명히 되겠죠? 그래서 요 레디큐 프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레디큐 츄라고 해서 축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데 얘는 젤리로 되어 있어요 안에 이렇게 말랑말랑 우잉 자 준비됐나요 여러분? ready 큐 엽기 떡볶이 먹을까 자글자글 소곱창을 구워서 고소한 곱창에 기름 엽떡 소스와 환상의 궁합 홈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아,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. 와 대박. 이렇게 안 드셔보신 분 꼭 드셔보세요. 대박이다. 아, 아까 요거 추 엄청 귀엽지 않아요? 추 이렇게 생겼습니다. 맛있는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먹으면 어? 왜 이렇게 써? 막 이렇게 하는 숙취 음,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음료들이 많거든요 근데 얘는 엄청 귀엽고 맛있어가지고 아 오늘 한 잔 할래? 할 때 하나 딱 사가지고 가가지고 야 음. 젤리 먹어 하면서 딱 먹고 먹으면 한 잔 하시죠 여보예요? 맛있는 냄새가 나서 아, <laughs> 떠날 수가 없어요? 한 입만 먹고 싶어요 알았어요 어때? <laughs> 진짜 맛있지? 야이 곱창에 이 기름진 게 엽떡 소스랑 진짜 잘 어울려요 환상 환상 진짜 레디 큐 먹어달라고? 알았어 알았어 큐 진짜 귀엽죠? 귀엽긴 한데 어른들이 먹는 걸로 근데 이거 아이들도 먹어도 된대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냥 다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망고 맛젤리에요 진짜 맛있어 납작당면 가위질이 서툴렀다. 잠깐만. 요 뭐야, 이거. 아까 느끼하다냐는 분 계셨는데 하나도 안 느끼고 진짜 완전 퍼펙트입니다. 코로를 켜세요? 배고파요? 아, 젤리 하나 줄까요? 아니, 아내가 젤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거의 한 박스를 다 까먹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짠하시죠? 짠! 어, 저의 주량은 소주 반 병입니다 수량에 가까워졌으니까 하나 더 먹어야지 아, 맛있다. 아니 음료수 대신 이거 시켜도 되겠는데 <laughs> 숙취해서재 먹고 바로 소주 간다 짠 that. 아 이거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팔고 네이버에서도 레디큐 검색하시면은 뜹니다 술 취한 모습이 궁금하다가 저의 그 술 버릇은 웃는 겁니다 아니 보통 술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평소에 의식적으로 잘 안 웃으려고 하면서 살고 있었나? <laughs> 그런 건가? 좀 멋있어 보이려고 딱 이렇게 분위기 잡고 막 쉽게 웃지 않는 남자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마음이 딱 나왔습니다 찡긋! 이쪽인가? 찡긋! 옆떡 옆에는 뭐냐고요? 옆떡 옆에 숙취 해소제 레디큐입니다. 이게 술 마시기 전 준비가 됐나 이렇게 해서 ready에다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커큐민의 Q를 따서 ready Q. 아, <laughs> 좋네요. 아, 이럴 때 뿌듯하다니까요. 이게 광고를 해도 뭔가 오 이거는 구독자분들이 아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싶은 제품들을 이렇게 광고를 하면은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좀 뿌듯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